누누리 아직 있지? 엄마 해줄게 엄마 지우 누누리 아 누누리 밟았다 와 누누리가 없어져고 있어 으아 동심 파괴다 범인은 와 아, 웃고 있어. 지혜 여기 보고 뿌이 해봐. 지우 여기 있다. 은호리 앞에. 자 엄마 보세요 여기 보고. 뿌이. 엄마 보고.